see that I might I see that I m i g h 저희는 지금 남마를 하기 위해 또 이제 이동을 해야 해서 아침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 많이 춥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저희는 지금 유나의 깜짝 생일 파티를 위해서 모였는데 제가 일단 사진을 4개 중에서 골라서 골랐어요. 여러분 정성이에요 정성? 있잖아 이런 하고. 거는 거침 없어야 되거든 내가 약간 그래 스케치를 약간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스케치 필요 네. 없어 자 나는 과감하게 간다 네 그러세요 두고 봐 이빨이 몇개 <laughs> 나처럼 그래야 되는 이런 디테일을 살려. 나, 야, 나, 아니 너는 엄청 잘 그린다. 언니 이 언니 미술 전공했잖아.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린 거 보고. 잘 그려. 너무 멋있어서. <laughs> 이거 먹고 사람들 안 믿는 거.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언니 잘못이야. 그냥 은근 은... 몰라. <laughs> 몰라. 근 나너 손가락이 왜 이렇게 많니? 다섯 개밖에 안 돼. 15분 너무 촉박하네. 되지나.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니까. 그래 원래 아프는 말이야. 그냥 느낌 가는 대로야. 참고로 아트야. 난 지금 아트를 배우고 있어. 근데 우리 아래쪽 컨셉이랑 위에쪽 컨셉이좀 다르다. 우리 되게 팝아트 느낌인데 여기 그니까. 되게 야, 씨 잘하네. 저게 거지. 무슨 대충이야. 대충이야. 저게 무슨 대충이야. 유나 목소리 들리지 않아? 아, 조금 뭐 불안해. 우리 착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유, 나를이 방으로 데려올 거잖아. 근데 나는 그냥 데려오기가 싫거든. 좀 좀 박진감 넘치게. 박진감이 넘쳤으면 좋겠어. 아니 이런 거 어때? 유나 너 갑자기 마마 오프닝에 special 무대를 하게 되는데 당장 내일이어서 지금 가서 춤을 지금 급하게 뭐 빨리 그거 맞춰봐야 동선 맞춰봐야 된다고 지금 방으 오래 갔다 와 지금 가? 준비됐어? 안돼. 아직 안 된 거 같은데? 나... 시끄러워. 찡찡대지 않습니다. 찡찡댑니다. 너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기 있기야? 아 맞다 우리 정성이잖아. 어, 여러분 정성이에요 정성. 와 언니 앤디 워홀이야 진짜 네, 리얼. 네. 앤디 워홀. 사바치게 새로운 신은 감자라니까. 미쳤다 미쳤다. 짠. 이렇게 유나이 왼쪽 하관을 그렸습니다. 그 뒤에 편지가 있어요. 유나야 안녕 생일 미리 축하한다. 내일 마마 잘하자. 아, 이게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데 사실 다 같이서 봤을 때 저렇게 리아 언니처럼 팝아트적인 게 더 예쁠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여쁜 유나에게 미리 생일 축하해 막내 너는 우리 팀의 기쁨, 우리 팀의 자랑, 우리 팀의 자신감 저는 제 그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laughs> 저는 <laughs> 왜냐면은 저는 예지핏을 예지 황예술이기 어,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요. 뒤에는 편지는 유나가 좋아하는 핑크색 글씨로 했고 유나 슈스잖아요. 그래서 슈스 신이라 써줬어요. 이렇게 코랑 입술인데 진짜 웃겨 있고요. 우리 왁스 유나 사랑하고 우리가 항상 함께 했죠. 생일 미리 축하해 단전에서부터 그래 이렇게 언니 티나 티나 이제 그 간 사람이 되게 막 엄청 심각하게 들어오면서 저거 반짝이 막 걸어놨다가 이렇게 걸, 목에 들면서 으 이렇게 심각하게 <laughs> 아 진짜 생일 아니 그거 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니 너무 잘하고 오겠습니다 이날을 깜짝 속이고 올게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사랑하는 준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야 불어.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어야지. 저는 불은 어디 갔어? 불 있잖아. 안 보여? 네, 안 보여 보여. 야너 모자 진짜 잘 어울린다. 왜 커? 야. 아, 맞냐고 이거 말이 안 된다 니까 나도 어이가 없어 뭐라고 했는데? 그냥 <laughs> 우리가 우리가 스토리를 좀 짰어 누나야 아. 일로 와봐 아직 보여줄 게 많아 <laughs> 너희 초사야를 그렸어 누가 그린 건지 맞춰봐 우선은 이건 유진 언니 오 어떻게 알았어? 이건 유진 언니잖아 어, 아 맞아 이게 예지 언니 이게 리아 언니 유진 채령 오 봐봐. 그러니까 그래, 너가 이거 맞췄다고 화낼 줄 어. 알고 뒤에다 쓴 거야. 글 진짜 너무 잘, 너무 또 많이 새로운 예술. 해물세이.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언제 준비한 우리 이거 일주일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 우리 캐리어에 이거 하나씩 꾸겨서 놓고 온 거야. 야 케이크도 저거 여기서 제일 맛있다는 데 가서 사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요번에 캐리어 같이 안 써고 개인으로 샀어. 너 몰래 샀어. 그거는 음. 거짓말이잖아. 진짜야. 야 우리가 이거 다 아! 쇼핑한 거야. 나중에 장보기 브이로그도 있어. 맞아. 고마워. 이 분위기를 이어서 화이팅해서 내 본무대까지 화이팅하자. 이지 날자. 그럼 시작. 이지 이지 날자. 안녕 윤아야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일 챙겨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내일 마마 무대도 열심히 잘해보자 고마워 딸기 케이크 맛있게 먹을게 안녕